것처럼 인생은 회전 목마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 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Uh,